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음, 제가 이전에 월수금 기준으로 올리기로 한번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최대한 그렇게 올려보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월수금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고 또 뭐 영어 오디오 파일 원어민 이런 것도 뜨고 사진도 찾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어, 월요일 저녁에 거의 제가 한 11시 정도에 시작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녹음이 1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즐겁게 제가 준비를 하니까 하, 는 것인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업데이트 되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은 월수금 저녁에 시작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대부분 주무시게 될 이거 녹음하고 또 제가 영상 작업까지 마무리하면 어, 2시 정도 오늘도 이게 업데이트 될 것 같거든요. 예, 업로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화목토에 <laughs>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이나 그 다음 뭐 오후나 저녁이나 화목토에 들으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화목토 얼리 모닝에 이는 새벽 보다 early morning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early morning에 여러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27th love letter 제가 2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 영어 제목이 He knows every detail. 어, 한국어 제목은 제가 잡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오늘 이 욥기 영어로 job이라고 하죠. job을 하게 된 어, 계기가 되었던 요즘에 개봉한 영화 교회 오빠라는 좀 제목 자체는 굉장히 먼저 웃길 것 같고 재밌는데 굉장히 좀 묵직하고 사실 마음을 깊이 울림있는 영화죠.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어, 암 투병과 그 가족의 그 어떤 암으로 인한 고생과 또 그런 것들의 욕기와 겹쳐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좀 귀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다큐로 먼저 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욥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 Job 20, Chapter 23, Verse 10, 23장 10절. 일단 한번 우리 임팩트 있게 우리 짧은 것을 일단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못하는 그런 영어 초급분들도 우리 학생분들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네. He knows every detail. 예, 디테일이 좋아야지 뭐 명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 every 다음에 detail 이런 것들이 여러분 s가 붙지 않는 단수로 많이 쓰이죠. 단수로 쓰이죠. 그래서 그 희는 여기서 God, 신입니다. 신께서 모든 어떤 디테일을, 세부사항들, 예, 그런 어떤 작은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Living Bible이라는 역시 현대 구어체 번역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Living Bible, CV가 아니고요. 그 밑에 다 제가 올려드리고 자막 작업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어, 조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밑에 그 Living Bible 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좋아요. He knows every detail of what is happening to me. He knows every detail of what is happening to me. 나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is happening 여러분 be 동사 ing, be 동사 다음에 동사 ing가 현재 진행형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역시 영어 문장입니다. 예, 어떻게 욕기를 이해하는데 어떤 키가 되는 예. 어, c e 는 이렇게 나왔어요. He knows what I am doing. He knows what I'm doing.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구어체 표현에서 c e 답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 뭐 I'm I know what I'm doing 하면 그럼 I'm doing great. 나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이럴 때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미국 사람들이 He knows what I'm doing.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좀 틀리니까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어, 잘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the message 번역본은 he knows where I am and what what I've done. He knows where I am.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what I've done.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Good News Translation, Good News Bible도 제가 좀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거기는 God knows every step I take. take가 여기서는 내가 뭐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선택하는 걸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그분이 알고 계시다. every step I take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예. 마지막으로 amplified bible은 NIV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역시 내가 선택하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신다. And he pays attention to it. 거기에 관심, attention, 어떤 관심을 기울이신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He knows every detail.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걸 완전히 암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영어 제목이 제가 밑에 올려드릴게요. A job who is near us. A job who is near us. 우리 가까이 있는 job. job을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거는 욥입니다. 욥. 욥이라는 성경의 의인의 고난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예. 근데 어가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 job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관희 집사님처럼 영화의 주인공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job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27번째 이것으로 이 job, 욥을 하게 되고 욥 관련 영어 성경 핵심 문장을 암기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오늘 대부분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후쯤 되면 생각이 나는데 잘 생각이 좀 안 나다가 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이집사님의 와이프이신 어, 오집사님이 이제 그 영화 개봉과 맞물려서 최근에 그 어, CBS인가 예,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서 인터뷰한 거를 제가 어, 이 유튜브로 들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관 입사님 얘기 또 KBS에서 다큐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눈약 눈 인공 눈물 좀 잠깐 어. <laughs> 눈이 너무 건조해서 제가 복 받쳐서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음, 거기 예그 집사님이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성경의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욥과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 욥이 젊은 나이에 어, 욥이 젊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욥이 가족들이 갑자기 죽고 재산도 부자였는데 다 잃고 뭐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병에 걸리죠. 그리고 또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랍시고 와서 너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뭔가 네가 신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너 천벌을 받는 거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좀 열받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너라면 그냥 죽겠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그 산을 어떻게 버티고 있냐 이렇게 결론을 하든간 우아하게 얘기했을지라도 결론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장암 사기 그러니까 말기 대장암인 거잖아요. 아, 저도 겁나네요. 저도 대장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먹고 밤에 야식 먹고 이래가지고 예. 아, <laughs> 근데 대장암 사기라는 이제 큰 병 그 충격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또 그 남편의 항암 치료가 조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또 아내까지 그 아내인 오집사님까지 혈액암 사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 집사님 아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TV에서 이완희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러블레터 오늘 욥기 이 말씀을 하게 됐어요. 어, 제 가슴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분 다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시니까 여보 욥이 지옥 같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듯이 우리 집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예. 또 우리 그런 힘든 고난 끝에 신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는 분들을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그걸 교회에서는 테스티모니 어떤 간증을 또 한다고 뭐 하죠. 뭐 그것이 꼭 물질적인 축복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지라도 깨졌던 뭐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뭐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데 하여튼간 이 이관희 집사님 답이 답이 참 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어, 욥기의 교훈은 그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 과정이라고 그 극심한 고난 고통 중에도 어, 신과 욥이 어, 그렇게 어떤 욥이 신을 신뢰하고 어,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붙잡았던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대장암 사기, 부모 어머니가 그 충격에 돌아가시고 아내는 혈화가, 혈액암 사기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그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이건 정말 쉬운 얘기 아니고 신의 영원한 사랑을 어, 믿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러블레터 채널의 관점이잖아요. 예. 그 고난의 순간에 그거를 확, 정말 그 신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어떤 신의 그 영원한 사랑, 이 땅에서 내가 대장암으로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대부분 정말 포기하잖아요. 예, 대부분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말 예, 포기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또 교회 심지어는 그 KBS 다큐멘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이 바로, 어, 어떻게 보면 요비 했던 또 욥을 기억하면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했던 그 관련 표현이에요.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이거 그냥 오늘 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 때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 고통 속에서 저주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예,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을 때 이거를 정말 팩트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내가 급심한 고통이지만 그분이 he knows every detail every detail of what is happening to me 나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사건의그 상황의 모든 디테일을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버텨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실 그분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참아보자는 거예요. 예. 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예.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요배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또 멋진 신앙의 선배 중에서 뭐 다음에 그걸 해야 되겠네요. <laughs> 데니얼 있잖아요. 다니엘, 데니얼, 예. 데니얼. 예. 어, <laughs> 네, 데니얼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그런 영어 이름을 데니얼인 좀 분들이 있는데, 어... 하여간 또 옆으로 너무 새면 안 되니까 예. 그분이 이걸 좀 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영어를 지도하다가 정말 가장 고위직을 지도했던 분이 어, 삼성 삼성의 어떤 계열사의 사장까지 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넘게 영어를 지도한 분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스스로 맨날 자랑하시고 저한테 내가 삼성에서 랭킹이 몇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맨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시고 뭐 가끔 사주시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그분이 데니얼이에요. 데니얼 영어 이름이 <laughs> 교회 완전 무신론자신데 데니얼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프로핏이잖아요. 그러니까 biblical 어떤 Bible name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면서 하여튼간 어 그분이 지금 retire 하신 것 같은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 나중에 또 이제 계급장 떼고 한번 만나야죠 저 <laughs> 만나면 예. 뭐라고 뭐, 그분이 저한테도 엄청 잔소리 많이 하셨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제가 또 이 신의 사랑 이야기를 <laughs> 그분한테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음,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여기다가 또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재밌는 영어 성경 공부라서 또 지금 시리어스라는 얘기하다 갑자기 옆으로 튀었네요. 예. 귀엽게 봐주시고요. 예. 그 데니얼 이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데니얼도 그 그잖아요. 어떤 furnace, furnace 어떤 그런 용광로 같은데 어떤 그 신을 어떤 하나님 안 믿으면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나를 살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신을 어, 신의 존재를 어떤 부인하고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적같이 또 살아났고. 그러니까 그럴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this is the point. 포인트가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he knows every detail. 그러니까 I know he loves me. 예. forever. 영원히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어떤 나의 운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 목숨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예,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이완 입사님 같이 그런 말을 하고 데니얼처럼 그런 정말 자기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예. 제가 또 생각나는 멋진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수작인데 관련 있는 영화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 어 피조물인 우리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올때 그 이유, 왜 이리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때로는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내실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정확히 그런 every detail, 모든 세부 사항들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관희 집사님이 그 가족의 죽음과 암이 갑자기 닥쳐온 거를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뭐 유전학적으로 조금 뭐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확률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확률이 참 확률이라는 것이 참 예. 어... 그러나 계속 우리 러브레터 채널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어... 세상에서 볼 때 완전히 끝이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한 실패인데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탤런트 어, 음, 그 시네라 씨가 예, 탤런트는 콩글리시죠 여러분. 예, TV star, 예, TV star actress, 예, 탤런트 재능이라 뜻이잖아요, 그죠? 예. 어, 그래서 하여튼간 신혜라 씨가 이관희 집사님의 어떤 미션, 어떤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돌아가신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영화 개봉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실패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가 앞으로도 최대한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모든 일 매사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겠지만 내가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 같아요. 예. 어, 그래서 그런 때 내가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그 어떤 세부 사항들 이런 것이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신께서 모든 every detail, 모든 세부사항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 때로 나의 눈물, 나의 아픔 이 세상에 누구도 때로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예,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잘 설명할 수 없잖아요. 특히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더 그렇고 예. 저는 제가 뭐 말을 아주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저의 가족과 저의 친한 친구한테도 때로는 저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어,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신의 영원한 사랑을 정말 영, 어의 hold on to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old on to it. 예. 어, hold, h o l d 붙잡다는, 붙잡, 있다이고 언투잇이 계속 on이 어떤 예, 계속해서 그를 묶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hold on to it. 밑에 적어 드릴게요. 그 영어는 사람 hold on to it, hold on to it. 붙잡고 있는 한, 어,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참고, 참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you know,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what I'm doing. He knows where I am and what I've done.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He knows every step I take. 내가 걷는 모든 스텝을 아시고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and he pays attention to it.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혹시 이것을 듣는 어떤 그 구독자들 중에서 뭐 굉장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욥 같은 꼭 이렇게 엄청난 질병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외우고 오늘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여자 목소리부터 가볼까요?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 he, knows, ev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he knows every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너무 짧으니까 끊기가 힘드네요. He knows every detail. knows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He knows every de I'm so sorry. 예. 예, 오늘은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죠. He knows every detail. 자,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열 번까지 안 해도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He knows every detail. 자, 여러분도 얘기해 보시고 repeat after me. He knows every detail. 하셨나요? louder, 더 크게. He knows every detail. He knows every detail. 자, 마지막으로 함께 He knows every detail. 너무 짧으니까 이 또 어려움이 있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